박수 쳐줘 아, <laughs> 네?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 메이크업 아티스트 상원 실장님 작업실에 놀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상원 실장님 어,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상원입니다 <laughs> 소피아의 얼굴을 좀 빌리고자 초대를 했는데요 제가 또 속눈썹 브랜드를 살짝 런칭을 하게 되었어요 살짝? 아주 살짝! 브랜드 이름이 뭐죠? One Lashes라고 제 이름이 상원이니까 아 끝에 원을 이제 one으로 one으로 <laughs> 그래서 One Lashes로 만들어봤어요 <laughs> 너무 기대가 돼요. 한국에서 보기 힘든 디자인의 속눈썹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어, 제가 이거를 만들게 된 이유는 평소 좋아하는 속눈썹들을 다 외국에서 사야 되는데 맨날 사기도 너무 귀찮고 배송비도 너무 음. 많이 들고 그냥 내가 만들어야겠다 음. 해서 합리적인 또 가격에 해가지고 음. 제가 또 살짝 만들어봤습니다. 살짝. 일단 메이크업을 먼저 시작하고 속눈썹도 구경을 해볼까요? 네,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. <laughs>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시작! <laughs> 먼저 눈썹을 밑에 잔털 같은 것들을 좀 다듬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발을 좀 해야겠어요 네. 눈썹이. 여기 눈썹이 되게 예쁘다 여기보다 그치? 어 맞아 여기가 눈썹이 좀 양쪽이 다르게 나 있어 그래서 눈썹을 그릴 때 원래 이렇게 양쪽 대칭을 잘 맞게 그리는 게 눈썹을 잘 그리는 거잖아 그쵸 근데 저는 눈썹이 애초에 너무 짝짝이고 이걸 잘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짝짝이인 채로 다닙니다 또 이런 명언이 또 하나 있어요 눈썹은 쌍둥이가 될 수 없다 <laughs> 진짜예요 <laughs> 눈썹은 쌍둥이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. 어떻게 해서든 자매입니다 쌍둥이로 <laughs> 될 수는 없어요 네 최대한 맞추는 거를 노력을 하시되 너무 부담감은 갖지 마시고 <laughs> 그렇구나 네. 눈썹을 다듬었고 Bioderma 클렌징 워터 히히 사용해서 피부결을 정리해 줄게요 음, 음, 여기 좋은가요?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단순한 클렌징 모터는 인주만 알았어요 네.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광고 촬영 다녔는데 담당자분이 단순 클렌징 모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? 그럼 이거 뭐예요? 그랬더니 스킨이나 토너처럼 사용해도 된다고 아. 이거는 Embryolisse 크림인데 프랑스 약국에서 파는 크림이에요 어, 한국에서는 못 구하나요? 아 최근에 들어왔어요 아. 그래서 해외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길래 저도 써봤는데 살짝 좀 음. primer 기능이 있다고 해야 되나? 아.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모델들한테 발라주기 좋더라고요 냄새가 되게 좋다 네 이게 냄새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눈가 같은 경우에는 촉촉한 타입의 음. 제품을 발라줄게요 눈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자체가 얇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또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을 바르다 보면은 눈가가 많이 음. 음. 건조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촉촉하게 어 이건 정말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제품인데 Dear Dahlia 제품이에요 어, 약간 lip treatment 제품인데 plumping 효과가 아. 있어요 그래서 좀 맨 처음 발랐을 땐 살짝 화해요 어이. 그래서 입술이 살짝 좀 이렇게 뚱뚱해지는? 음. 뚱뚱해지진 않지만 <laughs> 근데 그런 느낌? 도톰한 입술을 향한 집착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lip을 항상 10번씩 발라요 입술 얇은 걸 굉장히 좀 싫어해요 이 제품은 근데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향도 좋고 음. 그리고 또 케이스가 되게 예쁘지 않아요? 또 살짝 behind story인데 Fenty Beauty 매니저가 한국에 왔었어요 음. 같이 만났을 때 선물로 드렸었거든요 네. 근데 너무 좋다고 음. 너무 이거 너무 좋다고 그리고 컨실러로 눈가를 좀 정리해준 후에 아이섀도우 발라볼게요 컨실러는 Dior 컨실러 발라볼게요 그 다음에 파우더로 컨실러를 세팅해 줄게요 맨 처음 바를 섀도우는 이거는 한국에서는 사지 못하고 Dose of Color라고 음. 유명한 유튜버 Desi 아세요? 돼지 아니고 Desi Desi Perkins랑 <laughs> 얘 베프인 Katy랑 같이 콜라보한 팔레트인데 음. 약간 이거 우리네 어머니 핸드폰 <laughs> 케이스 같이 생겼는데? 유일이에요 예? 유이좀 나긴 나요 여기에 이렇게 똑딱이만 하나 붙어있으면 <laughs> 휴대폰이 여기 이렇게 카드 넣는 수납장 있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나네요 어머 색깔 너무 예쁘다 근데 그쵸? 색깔이 너무 예뻐요 저는 여기서 이 컬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세 번째 있는 음. 음영 컬러를 되게 좋아해요. 어느 얼굴 톤에나 맨 처음에 베이스로 섀도우 발라주기 되게 좋은 컬러더라고요. 어, 저도 이런 색 너무 좋아요. 음. 오늘 메이크업 어떤 스타일로 해주실 거예요? 저는 평소에 되게 bronzy한 메이크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. 그런 룩으로 오늘 음. 한번 연출해볼 생각이에요. 예전에 네. Savage X 입고 제가 촬영했을 오, 때 네. 메이크업 해주셨잖아요 네네네. super pink lip을 되게 네.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, 그 제품은 제 인스타에 오시면 은 제가 캡션에 써놨어요 아. 네,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은 제가 그거 찾아서 여기다 써놔야겠다 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? 제 인스타로 가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꺾기를 <laughs> 막으시면 어떡해요 알겠어요 보고 내가 써놔야겠다 아, 너무 진짜로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되겠어요? 어, 그 다음 바른 섀도우는 Sigma Beauty의 팔레트고요 이 팔레트 중에서 이 컬러를 제가 정말 좋아해요 구리 컬러? 첫 번째 발라서 팔레트랑 이 팔레트는 제가 무엇을 하든 어떤 촬영을 하든 무조건 가져가네 애예요 네. 상원pick. 완, 완픽 완픽 완픽 없어 근데 이 제품은 되게 케이스가 예쁘다 Tarte 아이섀도우 팔레트인데 음. 어, LA 갔을 때 Sephora에서 계산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더라고요 음. 걔는 막 미니 제품 네. 하잖아요 괜히 돈 쓰게 하려고 <laughs> 아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샀는데 너무 또 저의 항상 가지고 다니는 애거든요 좀 음. 붉은기가 들어간 브라운이기 때문에 되게 브론지한 메이크업을 할때 음. 사용하기 되게 좋은 컬러거든요 응. 음, 그래서 이거랑 이거로두 개를 사용, 믹스해서 사용해보도록 음. 할게요 음. 붉은기 살짝 들어간 브라운 쓰면은 좀 건강해 보이는 맞아요. 그런 느낌? 음. 이게 또 웃긴 게 우리 한국 여자분들은 모든 화장품에 붉은기를 되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 나가보면은 reddish한 브라운들의 화장품들이 많고 또 사용하면 되게 예뻐요 붉은기 없는 shading이나 섀도우나 파운데이션은 사용하면 좀 피부톤이 차분해 느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뭔가 활기차거나 건강해 보이는 느낌은 좀 부족하잖아요. 네, 가끔씩은 좀 창백해 보이기도 해요. 약간 한국에서는 수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면 음. 미국에서는 좀 킴카다시안이나 카일리 제너 음.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, 사람들이 많죠. 맞아. 근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런 스타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되게 음, 많잖아요. 맞아요. 많이, 늘, 많이 늘었어요. <gasps> 섀도우가 너무 예뻐요. 보실래요? 어머 너무 예뻐 너무 예뻐요 윤기가 이렇게 음. 차르르 돌면서 엄청 건강해 보이고 예쁘다 사실 이렇게만 바르고 다니셔도 daily 또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이 정도만 발라서 손가락 하나 크기 정도만 바르고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라이너는 Nature Republic Botanical Skinny Auto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 그냥 생각 없이 사서 썼는데 정말 안 지워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음. 이렇게 발라주고 Dior 음. 아이섀도우 팔레트 사용해서 진한 브라운 컬러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살짝 blending 시켜줄게요. 이제 꼬리는 젤 아이라이너를 사용할 거예요. 이거는 Pro8 청담 stay on 젤 아이라이너 블랙 음. 컬러.